또 맞았죠 또 예? 우리 분대 올라와서 또 맞았어 예. 그리고 부상당하고 올라가서 갔더니 위에 있는 기관총 쏘라고 예. 그래서 기관총을 <laughs> 쐈습니다 예, 박격포를 죽였나 해서 봤더니 아직도 살아있어 예, 그래서 옆에 가서 직접 말했어요 야 박격포 쏘겠다고 또 말 씹으시고 그냥 예, 다른 거 하시다가 에 예, 그냥 내가 쏴야지 하고 쏴서 죽였습니다 예. 그리고 그리고 다른 분들 아 <laughs> 장난이고 다른 분들 보고할 때 조금만 멀리 있는 거는 보고를 좀 이따가 하시고 가까이 있는 거나 좀 네. 중화기 아니면 기관총 사서 이런 것 좀 먼저 보고를 하시고 좀 보면서 해주